갈아건 없고요. 우리가 그 하던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고요. 네. 아고 생각이 납니다. 그렇습니다. 4년 전 기적의 출발점이 바로 김영권의 볼이었거든요. 네. 아, 끝내줘, 끝내줘. 취급해 주시길 Thank you. 초치기게 용감입니다. 풍악을 올려라. 그렇죠. 어느 정도 이해도가 신인다운 파이팅!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 오늘 일처럼 노동처럼 <laughs> 힘들게 해야 되겠습니다. 네. 자, 김민재가 돌아왔습니다.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. 됐네요. 네, 어, 전반 초반에 이른 시간에 선제점, 두 번째 실점까지 이어지면서 이두목판입니다.

생긴 빵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. 스위스 바젤에서도 보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스에도 봤는데 그 프라이브르크에도 이걸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. 한 번쯤 사보고 싶었어요. 토마토 계란볶음이에요 그냥 지금 아 되게 많이들 먹는 가정식 같은 느낌 와 미쳤다 근데 진짜 항상 진짜 너무 요리를 잘하셔가그니까요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스카이 블루밍으로 hat jetzt gerade so ein <clears throat> mit, mit, mit, mit, mit, mit,